안녕, 나는 이꿈이야. 오늘은 버블 스네이크를 만들 건데 뭐가 있어야 돼? 커프, 가위, 양말, 포커링, 그리고 음, 거품, 그 다음에 물 없는 병. 물을 이 정도만 넣고 이제 거품을 넣어보자. 음. 왜 이렇게 안 돼? 어 됐다 이제 거품을 다 넣었으니까 폴드 컬러 레드를 넣어볼까? 그래 한번 넣어봐 엄마 좋아하려 two, three, four, five. 진짜 꽃 닫아야 돼. 음. 그리고 우와. 이제 블루원을 그 만들어 볼까?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어, 엄마 건 꼭 바다 같다 어, 내건 엄마는 바다색이고 이모니 거는? 내건 파이어 파이어 색이야? 우와 네. 잘 만들었다 네. 이제 물을 넣어보자 진짜 멋지지 않나요? <laughs> 이제 이 두 개를 잘랐어요. 경껍데기를 자른 거예요? 네, 이제 밖에 나가서 테스트해 볼까요? 네. 이제 마당에 나왔어. 이제 테스트해 볼까? 어 거품이 나온다 snow, snow, snow, snow.